진짜 굴젤리 먹방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고호 젤리랑 틱톡 젤리랑 벌집 음, 쿨 젤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嗯。 젤레 하다가 지금 집이 완전히 나, 난리 났어요 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